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혼자 남겨진 세계에서 마침내 한 가지 목적만은 달성했다. 형의 복수 끝냈어.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난 거지.